네 지금 여기는 대기실 아! 아, 아 탁구 어렵네요 여기는 베이징 올림픽 개 남자 개인전 한국 선수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야 진정이 다 했어? 네, 네. 형만 하면 되거든요 다 했는데? 아하 내년 서울입니다 자 가자 오오 아. 아하. 좁아가지고. 아. 아 아, 형 해볼래? 나는 완전 못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자, 음. 이제 네. 유니버스 공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오프닝 무대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사람분들도 네. 굉장히 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네. 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각오 지금 저 많은 팬분들께 네. 저의 이 놀라운 일본어 실력과 네. 그 다음에 놀라운 춤 실력 놀라운 춤 실력 1부가 끝나고요 지금 2부 조금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우성씨? 무엇이요? 네? 무엇이요? 이제 2부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어때요? 좀 이렇게 도끼도끼 하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프로이기 때문에 네. 긴장하지 않고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수련 중이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죠. 세웅 씨도 어서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대들 앞두고 있는데.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무대 앞두고 있는데 뭘 하고 계세요? 저요? 저는 역시 물을 마실 예정이었어요. 물을 마실 예정이었어. 네, 근데 진짜 아까 그 뭐 드래곤 키커 분들이나 네. 어, K 타이거즈 분들 정말 봤는데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아, 저 한번 보고 싶어요. 저 아, 끝나, 네. 끝나면 무대 뒤에서 아, 무대에서 날라다녔어요? 네, 무대에서 날아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거짓말 좀 하는데 안 믿어. 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 나갔어요? 네? 진짜 나갔어요? 네. 뭐 나는 사람들은 저렇게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높게 점프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그 혹시 그러면은 진짜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 네,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네.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은 확실히 하는 말은 말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말은 확실히 해주세요. 날날날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네. 옛 그러니까 옛날 역사 이런 거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조금 좀 과제 포장이 돼 있는 거죠. 왜냐 과 포장. 입, 입으로 전해진 거. 그렇죠. 또 설화라고 하죠. 그죠? 그 네, 그렇죠. 설화. 네, 조심해 주세요. 예, 예. 조심해 주세요. 태용 씨의 그런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케이크 타지 커트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로 나올 수 있어요. 인들로 구성된 네. 뭐. 그런 네. 집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설화는 정정해주세요. 네, 정정할게요. 오이오 네,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빠른 점프하고 점프를 하고 빠른 발차기와 네, 빠른 발차기와 자 그럼 이제 우리 무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안녕 안녕 잘 올게요 안녕 장세빈의 요요 교실 요요 저한테 안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어 땅깡하지 일단 이거 기본이죠 어어 어, 잠깐 잠깐 잠깐만 NG 아 잠깐만 보여줄게요 뭐야? 어 가꼬이 일단 땅강하지? 네. 네? 뭐, 뭐,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네, 뭐, 뭐, 뭐 하신 거예요? 아, 요 이상해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 그냥 너무 좋았어 관객분들이 다 이렇게 응. 음. 일어나셔서 다 이렇게 춤추시고 막 이렇게 야끄속끄다요 이렇게 다 해주셔서 흥이 넘치는 사람 맞아요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세빈 씨 오늘 잘생겼네 아이 왜 그래요 어? 잘생겼나요? 저 요새 요새 네. 좀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요새 너무 못 쉬어가지고 네 어제 스카이트리 다녀오셨잖아요 아, <laughs> 아 들켰다 자 우선 자 수고했다 형 고마워요 그 기다, 뭐? 기,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 무슨 주스지? 오렌지 오케이 음. 자짠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치아스. 우유. 음. 아.